그리고 이 음, 고양이들은 헤드볼을 잘 하거든 요 왜냐면 뒤털을 지가 그루밍하면서 구토도 한 번씩 한다 그러면서 구토하면서 뒤털들이 나온다 헤드볼이라 한다대 도할 때 아무씩 구토를 한대 심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예도도야 되는지. 자 나와 나와 이제 오 올라간다 어 우리 만, 만두 정상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기울라 이런 걸로 세모까지 기울라